튼튼한 이야기 원래 파일에게 약간의 위험만 줘서 착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캐터피 대왕의 뭐 약속과는 달리 파일에게 피해 복수를 하게 된다 파일이 진짜 죽은 거야? 와... 아. 뭐야? 어? 그렇지! 안 죽은 거지? 어? 어... 정말 빠르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그러면 어어 10년 어, 뒤? 파일이랑 꼬북이 어떻게 된 건데? 어! 얘는 그 4세대 신호지방 스타팅 중 하나인 불꽃숭이잖아 지금 비번이들한테 둘러싸였네요. 아... 대체로 좀 불꽃 포켓몬들이 양아치 기질이 있는 걸까요? 어. 그냥 망난이네 이거 <laughs> 완전 비버 oh 소사이어티 우리 비버 집단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범죄야! 범죄자를 처단해라! 아우. 아 이거 누가 보면은 이번이들이 악당인 줄 알겠어 어이구 gonna regret this, man. As soon as Big Bibby gets here, you're gonna be in real trouble. What do you mean? Big Bibby's 기본이 왕이가 있어? 아. 비버통도 있구나 얘가 이제 보스인가 보네 uh, nah man I think I'm gonna sit this one out if this goes you like I'm kind of doing my own thing 몸이 목여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 can't really blame him he's a cool guy I wouldn't judge him if he doesn't want to participate 자! 자 망나니 망나니 원숭이의 엄청난 활이야. Recognize that's an unhealthy lifestyle. We need to tap the water reserves. What? No, we 뭐야? can't tap the water reserves. We're 물저장고? reserving them. That's why they're called water reserves. I know why they're called that. I'm the one who decided to 설마 name our thing. 물기술도 쓸수 Based 있어요? on what they 비번이? do, we 쟤네 agreed that we 비번이가 would 그- only tap the reserves in an emergency situation. 물 포켓몬이었나요? 오라라라라 일단 위험하다. 살고 보자. 빨리 빨리. 와! <laughs> 어 이게 통하네. 이요. 어디가 그 물탱크가 있나 봐. 어, 어? 설마 이 목소리는 <gasps> 와! 꼬북이 기술 가진하는 거 봐! 잠깐만 저거는 그럼 10년 뒤면은 꼬북이 아들 아니야 혹시? 거기에 모북기까지아 제가 지금 딱 이상희 씨 포지션인가 보네 따라라땅 자 불꽃송이 구워주러 왔나 보네요 아이고 불포켓몬들이 이게 그 종특인가 봐 이게 네 가지가 없는 거는 이거 뭐 유전자에 각인이 되어 있나? 어 그리고 저 목걸이를 차고 있는 거 보니까 진짜 아들인가? 뭐 유, 유품 같은 걸 물려준 건가요? 어쨌든 새로운 스타팅, 새로운 행로답 삼형제 2세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오케이 우리 팀이고 아니야 근데 꼬북이 맞는 것 같기도 해 You need to stay as far away from me as possible! 일단 뭐 일단 Char, 팀인데 don't do 이- this. We need you. This 팀 just 플레이가 doesn't 잘 안 work 되나 without all 봐요. three of us. I could take him or leave him, honestly. Leave me alone! I know you think you're better off on your own, but if you 오케이 keep trying 오케이 to brute 진정해 force it out 내 there, 말 you're 좀 gonna end 들어봐 up 우리 hurting yourself. 우리는 We're actually making 팀이야 some good progress with 한 you. 명처럼 움직여야 돼 어. I am not gonna be lectured on progress 안티 에볼루션 락 진화를 하지 않게 하는 돌 야야 아, 잠깐만 이거 꼬복이 맞네 오! 10년 동안 진화를 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꼬북이 안돼! Look, I get it. 와 잠깐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러면은 파이리는 진짜 죽게 맞는 건가? He's a level 98. You have to admit, as a team, we're pretty much invincible. No, what you are is dependent. Without him, you're weak and defenseless. 아 파이리 때와 마찬가지로 이 불꽃승이 상당히 그 뭔가 비협조적이에요. 태도가. Great. Stop following me. I can't level up if that psycho keeps protecting me. 근데 Might as 파이리는 well give in. 세지만 Squirtle was 불꽃승이는 hell-bent on 약하다는 게 keeping the 좀 team 약간 together. 다르다고 해야 되나? I gotta go somewhere he can't. Oh no, please don't do that. 예, 또 Can't 어디 뭐, outrun 뭔 him, 사고를 치려고 but 하는 I 거야 can 너? definitely outclimb him. I'll go straight to the top. 어? Chimchar, that Yeah, is yeah, yeah. literally the highest 하지 마. mountain in the entire world. You know what they say, Green Boots? The mountains only look high from 내가 봤을 때 여기서 모브가 제일 정상인 것 같아 이상희 씨는 멍청했었는데 Always remember, Turtwig. I hate you both more than you will ever know. 자 그렇게 일단은 뭐 약간 수련을 떠난 거 마냥 저 높은 산 정복하러 갔는데 Where did he go this time? He's going... Uh, he said something about tunneling underground. Hmm. Yeah, he made it really clear that he was going to find somewhere low to go. Nah, man, he, he didn't say that. He, he said he was gonna climb the tallest mountain in the world. Damn it, of course. 제일 높은 산에 It's only a matter of 가면은 time. 약간 No, we 자기가 don't have to- 점- 엄청 강해질 수 있다고 Seriously, 그렇게 guy? 생각하는 것 같은데 Shouldn't lie to your uncle, man. I never did stuff like that, and and look at me now. Everybody loves me, but more importantly, man, I love me. 어 이건 뭐 자기애가 엄청나시군요. Hey, Jim Chart obviously doesn't want to be followed. We don't have a choice, bud. We're a team, whether he likes it or not. I just think we work pretty well as a duo, you know? We're both turtles, and we're both not being forced to do this. 모부기 꼬부기. 오이, 둘다 꼬부기잖아. More importantly, we promise to defend each other. When you commit to something like that, you have to stick to it, no matter what happens. 어? 맞네 이 꼬부기가 맞았어 10년 전 우리가 알고 있던 꼬부기가 맞습니다 자 그렇게 뭐 파이리가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저 캐트비 대왕이 죽인 것 같죠? I'm a bird! To eat, to eat! 그렇게 Come on, Bluey! Again! 오. 포켓몬 배틀을 계속해서 해가지고 꼬부기가 상당히 강력해지고 있어요 그 처음에 물방울만 쏘던 꼬부기 기억나세요? 오오오오 어, 어, 어, 아이 꼬부기 일어나! 넌 할 수 있어! 뭐야? 뭐뭐 발, 발, 발짝 버튼 눌렸는데? Oh! 어! 어, 왜 이렇게 많았어? 그러네 믿는다면서 약속을 안 지켰잖아 어. 그렇게 진화를 하려고 하는데 어? 뭐야 진화를 안 하네? You attacked out of turn. That's not like you. I'm sorry. It won't happen again. No. Keep doing it. Do whatever 아, is necessary. 모자가 바뀌었다. 캐터피 대왕. Okay. That rage you feel, I need you to embrace it. Let it consume you. Take all your anger towards me and channel it into the fight. 자기에 대한 분노를 갖고 그거를 이제 전투에 표출을 하라 이거예요 Everything I've put you through was meant to bring out the 약간 체념한 상태 같죠 꼬부기? potential. That feeling, Bluey. It's you. It's what you really are. Okay. Are you listening to me, Bluey? Embrace my anger. Got it. I hope you realize what's at stake here. and starting a war. Once we break the rules, 새로운 병기로 탕생한 최종 병기로 탕생한 I know you will 꼬부기 같은데. Despite everything, you've demonstrated your loyalty. You. 어, 이, 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와, 진짜 똑 똑같이 복수를 했네 파이리의 머리를 모자로 안돼 파이리 아. 그러면 결국엔 진짜 파이리 죽은 게 맞나 보네요 하지만 꼬부기가 파이리를 배신하던 그날 있었던 모든 이야기가 밝혀진 건 아니에요 아직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꼬부기가 안티신나이도를 메고 다니면서까지 진화를 안 하고 있는 또 이유는 뭘까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휴바